일단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? 그치 나도 이름부터 찾고 있어 좋은 스티커는 내가 다 붙여야 되는 된다 얘 재용 욕심쟁이 욕심쟁이 아제 이름 말도 안 되게 삐뚤 같은 걸 붙였는데 이거 한 번 붙이면 못 되냐? 어삐 아 이거 다구나 이런 걸 해봤어야지 아 이거 한 번 붙이면 뗄 수가 떼기가 힘드네 스티커가 많은데 가 약간 이거 약간 이래서 약간 결정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 야 oh, yes. 여러 가지 재밌는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 역시? 맞습니다 살아 생전 이런 걸 어디서 해보겠어요 아 너무 밸런스 안 맞는데 아. 뭐 이쁜 거 꼭 하나씩밖에 없는 걸까 뭐 어떻게 생각해? 그러게? 이게 너무 수수하게 꾸미니까 확실히 좀 임팩트가 들어가나 5가 뭐지? 5? 어때? 느낌 있지 않냐? 호. 오. 멋진데. 제육 표절 간다. 어머. <laughs> 아! 이거 안 떼져요? 붙인 거? 아씨. 방법이 없나? 아니, 떼지네. 진짜 안 되는 거 없어. 아. 다꾸를 안 해본 사람들이 이렇게 재능이 없구나. 다꾸가 뭔데? 다이어리 꾸미기의 준말이야 어, 어렸을 때 좀 해본 사람들은 좀 재능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전전전 아니죠 아니남 남전전 저는 재능이 없어요 노자는데 노자는 노자는데 노자는 노래는 뚜뚜 누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 끝났어 끝났어 너희들 그 어, 이좀 귀여운데? 땅해줬는 너무 좋다 난 그냥 맥시멀리즘으로 가기로 했어 좋았어 완벽해 완전 만족해 나 여기 더 있으면 더 붙일 것 같거든? 언제 끝나냐? <laughs> 지금 나 여기서 끝내음을 찍고 싶은데 네, 난 끝낼 수 없어 아 여기 여기 이따가 음, 더 붙여야 될 것 같은 이 느낌 저희 I c a 저는 사실 방 컨셉이랑 비슷하게 좀 약간 컬러풀하고 화려하게 좀 꾸며봤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 얼굴이 이응이에요 이응 아니 히읗 그래서 포 이렇게 했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되게 꼬리 같잖아요 너무 귀여워 요건 있어요? 아니주다 아니주 아니주 아니주 아니주 둔둔둔둔둔 김남준 오케이 oh, maximalism 일단 반짝이로 도배해서 살려보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끝났어요 <laughs> 어이 뭐야 이거, 이 네가 다 가져온 거야? 어 어우 씨. 제가 작업실에 있는 걸가져왔습니 어 남준 씨어 맥심 어 너무 맥심하다 어씨 상금 많이 붙였는데? 죄송한데 제혁씨 먼저 퇴근해도 돼요? 저 더워 죽 아니 근데 이런 게 유행이었어? 이게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? 우리 그 저- 갤럭시 Z 플립 있잖아 그것도 막 이거 꾸미는 거유행이었었어 갑자기 국룰 얼굴은 지킨다 얼굴은 보여야 되는 보여 보여야 되는 거지. 그렇지 하나만 더 붙이자 둘셋 두둠 The End 저희가 지금부터 포토카드 꾸미기를 진행할 건데요 지민씨 혹시 어떤 컨셉으로 하고 싶은지 뭐 그런 계획이 있나요? 이제 막 와가지고 계획을 아직 짜진 않았는데 아, 저는 보자마자 계획 딱 짰습니다 네 저는 한글로 짠 적어주세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저는 스타니까 별만 붙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멋있게 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문득 생각해 저는 일단 제 이름을 음, 어, 지민 씨잘 꾸몄네요 생각보다 보고 얘기하시죠? 어, 네. 아, 잘 꾸몄네요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아까 여기 어디 큰 별, 왕별 있었는데? 그거요 아니요, 아니요, 왕별, 왕. 네. 아, 여기 있었는데 이걸 가져가시면 다 지민 씨 많이 실망스럽습니다. 야, 씨, 이렇게 어때요? 봐봐요. 봐 봐봐, 봐. 이야, 역시 역시 훌륭합니다. 역시 패, 패션의 종결자 이게 패션하고 무슨 상관이죠? 아 있죠. 그 감각이 딱 있어요 형이 보면. 아 오케이 그 감각 얘기하는 거랑 맞습니다. 야 여기까지. 아 에헤이. 아니 한번 붙여봐야 아, 뗄수 있어요 뗄 수 있어요 남의, 아, 남의 작품에 손대지 에 남의 작품에 손대지 맙시다 에헤이 둘이 남의 작품에 손대지 맙시다 오디 <laughs> 잔 <laughs> 여기 붙이세요 여기 알겠습니다. 아니 제 이름을 왜 자꾸 잔이라고 잔! <laughs> 아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꾸미고 싶은데 도저히 뭘 꾸며야 될지 모르겠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. 어 이런 거 예쁘네요. 그리고 저는 꽃이기 때문에 꽂혔다고요? 올라와 그렇지. 야 끝났습니다. 짠! 짠. 보세요, 지민 씨 어때요? 봐봐요. 이쁘지 귀엽지 않습니까 생각보다? 아, 확실히 포인트가 있네요. 네, 짠. 짠. 이게 뭐예요 이게? 그렇게 화낼 정도의 <laughs> 작품이었을까? 미안합니다. 아니 꽃과 이 스티커의 꽃이 구분이 안 갔어요. 어, 약간 그걸 노렸어요. 아 그걸 노렸어요. 네. 완벽하네요.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꽃의 이이꽃 부분을 따요. 줄기만 냅두고. 그래서 접었어요.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줄기만 이렇게 음. 해가지고 지민 씨 얼굴을 표현한거 어때요? 지민 씨 얼굴이 꽃이니까요. 지민 씨 이거 어때요? 아 여기 있네요. 이거 어때요, 지민 씨? 이걸 찾고 있었어요. 분홍색 응가 어때요? 찾고 있었어요. 분홍색 응가 어때요, 지민 씨? 이 머리 위에 붙이는 거죠. 제가 해드릴게 걱정하지 마세요. 진짜 하지 마세요. 어? 설마 이거, 이런 거 가지고 화내십니까? <laughs> 저는 잠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이런 걸로 화내십니까? 얼굴은 가리지 맙시다, 얼굴을. 에이, 얼굴 안 가리죠. 자 이렇게 저희가 아, 이렇게 포토카드 꾸미기를 해봤는데요 어, 어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, 꽃과 <laughs> 설명 좀 할게요 아, 요, 요까지 붙이고 하시죠 아닙니다 에이. 꽃과 에이, 찍고 인제 이름 썼고 여기 Feel So Good이라는 영어를 어, 전다 했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<laughs> 지윤씨 어때요? 봐봐요 어? 아 완벽한데요? 나 에이! 아, 에이! 아, 아, 저도 마무리만 아직 완, 벽 에이! 아, 알았어 알았어 젠! 아, 젠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, 이렇게 해서 음, 젠! 반짝반짝 빛난 젠이 완성됐습니다 네, 여러분들 젠이 완성 본명 젠. 젠. 제 컨셉은 반짝반짝 빛나는 인간 스타라는 컨셉인데요 어, 아무래도 좀제 이 뭐냐 제이 전신 중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또 이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굴에다가 큰 왕별을 하나 박아줬고요 그 왕별 주위에 이렇게 작은 별들을 넣어서 저의 이 빛나는 얼굴을 조금 더 예, 예, 강조했습니다 자 지민씨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 포토카드 한번 이렇게 딱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, 하나 둘셋 짠짠 챙챙챙챙챙 멧돼지예요? 멧돼지인데요 위험이 너무 큰데 음. 이거 심플하다 이거 그치 이런 건 심플 이즈 베스트 됐어 이거 <laughs> 한 번 붙여줄까? 귀엽다 근데 별 별론데 오 이런 게 있구만 응. 됐어요 자 기다려봐 나 이제 곧 끝나서 됐어 김태형 베이 이거 봐. 내 영어로 알려고 그러지 JK 그렇지 어, 별에 갇힌 천국 저는 저의 자기소개서 자기소개 카드 귀엽네요 일단 예술적 감성이 아주 풍부한 것 같아요 그러 요즘, 요즘에, 요즘 감성을 좀 알아요 되게 예술적 감성에서 뭘 해야 하고 어떻게 느낌을 줘야 되고 어떤 곳에 또 얼굴 밑에 또 JK를 주기 아주 정말 느낌적인 그런 스티커인 것 같아요 음, 카드는 이제 요즘 친구들이 뭘 좋아하는지 다 깨뜨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음, 어떡하 진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일단 이거는 name value가 좀 있어서 그런가 이거는 경매에 올리면은 한 5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굉장히 유행했던 다이어리 계획이에요 그런 거죠 이게 음, 이게 포카드가 너무 작은데 음, 이번에는 다전 멤버에 들어가 있어요 음. 왜 이런 조정을 지었는지 잘모르겠어요 빨간색이 없네 음 다양한 스티커들이 나오는구나 음 3을 좋아했고 3 난그좀 안 맞는 것 같아 <laughs> 내가 외울 때 다이어리를 안 꾸몄는지 알 것 같네 음 모르겠다는 뜻이죠 슈가 SG 좋아하는 숫자 3. 왜 이런 포즈와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근데 이렇게 꾸미면 어떻게 들고 다녀요? 지갑에 넣어 다니는 거예요? 음... 제이거? 이번에 이제 포, 포카 서로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 제가 넣어 다니는 してき